더 이상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을 거야. 주경아, 너 재수 봤어? 강수진 이제 학교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냐. 임주경한테 고백해도 되냐고. 고백? 임주경! 너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? 야 있어! 나 어디가? 너야말로 왜 도망쳐? 우리 헤어지자.